따뜻해. Yes. 이렇게 입고 나왔는데 제가 엄청 마음에 드는 자켓을 발견했어요 바람에 왔는데 이게 딱 보이는 거예요 너무 제 스타일인 거예요 그래서 입어봤어요 잠깐만요 이런 느낌의 완전 찰떡이죠 친구가 친구 가방을 내보라고 해서 이거 KIJUN 키준 가방 밀백이에요 키준이요키준 어? 이거 완전 귀여운데? 어 이런 느낌 귀엽죠? 이야 금세 카구리 검색하면 제가 추가드릴게요. 네. 이렇게 재료를 저쪽 셀프바에서 담아오면 되고 여기에서 고기를 건져오면 돼요. 그리고 소주도 시켰습니다. 막둥이가 화브를 먹고 싶다 해가지고 화브를 먹으러 왔어요. 이렇게 백탕 홍탕